인사해 하이 하이 다니라고해 하이 난다니라고해 반가워 응? 음? 不爱不爱，知道吗？ 뭐 하고 싶어? Tangaka. Kaka. Tangaka. Kaka, kaka, kaka. Mm-hmm.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켰지 그치 응? 일단 가자 카카 카카 카카 카카 카카 카카 앉아봐 앉아 방 앉아 손 아니야 안녕하세요 하고 가 <coughs> 빠이